Yo, 세상엔 할 일이 너무나 많아 나 혼자 먹고 살기도 바빠 하지만 잠깐만 생각을 해봐봐 너와 나라면 시너지 폭발 누군가를 살릴 수 있어 보내줘 나를 날아서 쓱 가려니까 아프리카 바로 너와 내가 힘을 모아 세상을 바꾸는 기적의 선물을 싹 다 보내 Yes we can Save the children 모두 함께 Save the children Yes we can Save the children 모두 함께 Yo, 기부의 시작 Save the children